어, 저희가 시상자지만 그래도 그래미에 간 것 자체가 되게 아무래도 이거 네. 진짜 진짜 카메라로 찍고 싶다. 너희들. 왜 나한테 그러냐? 내가 알잖아. 한번 찍어줘. 진짜 카메라 찍고 싶다 너희들. 아니 얘가 있잖아. 야 우리 춤추는 게 그렇게 싫어? 아 아니야. 아 그래가지고 네, 그래서 정말 더 노력해서 열심히 더 성장해서 내년에 정말 저희도 무대를 한번 휘젓고 싶습니다 가자! 가자! 그래미 무대 언젠가는 설 수 있게 되겠죠?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 빌무대 가면은 정말 어, 너무 좋겠구나 빌무대 가면은 막 어,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<laughs> 아니야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네, 그런 상상을 아, 오케이, 했다는 게 오케이, 웃긴 오케이, 거야. 오케이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너희들이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. 아 그런 거죠? 어 맞아 맞아. <laughs> 네. 아 정말 이 그램이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해준 우리 왜 그러는 거지 갑자기? 이거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. 오케이. 아유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지정 지정 진짜 잘 참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형 계속하세요.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꼭 어, 그래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때 <laughs> 그때 네. 어, 기회가 온다면 어, 그 기회를 필사적으로 잡아서 어, 필사 필사 뭐 무대를 하든지 아니면 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어, 축, 축배를 들, 고 들면서 축배를 들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. 야, 갑자기 쳐나와 Let's go champagne! Champagne! 갑자기? 이제 정신 없다 우리. 자, 자, 자, 자 오늘 제가 최고의 건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어, 야, 아니, 지금 아, 샴페인 너무 못다는거 아니야? 야, 이게 뭐야? 나, 나, 나, 나 이렇게 샴페인 못 따는 사람 처음 받아요. 바로 건배사 가겠습니다. 네, 오케이. And 네.